안 될 것 같아. 아 우리 학예 끝난 애기들 같대. 어... 우리 그래도 합하면 100살은 되는데 그치? 어, 미쳤나봐. 애기들 같대. 우리 넷이 합하면 100살 넘어. 아니야 100살 안아니 갑자기 1살을왜 얘기하는 거야? <laughs> 애기 같다니까. 아니 보자 보자 그러면 자 언니 나이가 네. 네, 자, 27. 언니. 여섯. 여섯. 그러면 다 더해봐. 너무. 한 명씩 할까? 잠깐만. <laughs> 백한 살. 백한 살이야? 백한 살이야. 아, 어려. 그 정도야. 어려, 어려, 어려. 어려. 어려. 어려. 제가 대학원에 갑니다.